안녕하세요 빠삐용입니다 타이어 예열은 하고 다니시나요? 타이어도 예열이 필요하다는 사실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고배기량 바이크라서 조심해야 되고 저배기량 바이크라서 조심하지 않는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타이어의 적정 온도를 알고 적정 온도까지 끌어올리는데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엔진 예열이 되었다고 과격하게 출발하시거나 바로 코너 아니면은 급격한 브레이크를 쥐거나 하시진 않으셨나요? 타이어가 적정 온도까지 오르는데 타이어가 열이 오르기 이전까지 정속 주행하시면서 차량 체크가 필요합니다. 계절에 따라서 5분에서 10분 정도 정속 주행을 하시면서 타이어와 엔진과 미션 각 부분이 골고루 예열이 되도록 운행을 하셔야 되고요. 그 이후에 적정 온도가 올랐을 때부터 본격적으로 주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타이어의 적정 온도가 몇 도라고 생각하시나요 보통 영상 20도에서 30도 이때를 타이어가 예열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고 보고요 약 60도 정도 근처 60도 부근에서 타이어의 최적 마찰력 최적의 성능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겨울철에는 이 부근의 온도까지 올리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 타의 적정 성능이 발휘되지 않으므로 저속 안전운행을 하셔야 되는 것은 당연하겠고요. 그리고 타이어가 60도 이상 넘어가는 경우에는 마찰력이 급격하게 감소하게 됩니다. 무조건 온도가 높다고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타이어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접지력이 저하가 됩니다. 적정 온도로 유지하면서 운행하는 것 타이어가 만약에 과열이 되었다면은 식혀주고 운행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하지만 일반적인 투어 타이어 뭐 스포츠 road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타이어가 열이 이 정도까지 올라가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요 정도 온도까지 올라야 되는 부분은 보통 semi slick 타이어나 아니면은 slick full 레이스 전용 slick 타이어에만 해당되는 부분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타이어 종류에 따라서 compound 구성이 조금씩 조금씩 다른데요. 일반적으로 compound가 딱딱할수록 내구성, 마일리지라고 하는데 높습니다. 하지만 compound가 딱딱하면은 마찰력이 다소 떨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립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compound가 딱딱할수록 열이 덜 오릅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해보면 온도와 그립은 서로 비례를 하고 온도와 그립이 비례를 한다면 내구성은 그 반비례를 한다는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온도가 쉽게 오를수록 높이, 높은 온도가 유지될수록 그립력은 높은 타이어라고 보면 되고요. 그립력이 높고 온도가 쉽게 오른 타이어일수록 그 내구성은 떨어진다는 말이 됩니다. 반대로 내구성이 좋은 타이어, 그러니까 마일리지가 굉장히 긴 타이어 같은 경우에 우리가 흔히 돌 타이어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지요 돌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타이어의 내부 온도가 낮게 나오고 그만큼 그립도 상대적으로 어, 스포츠 타이어급보다는 온도가 다소 낮고 그립력도 떨어지지만 내구성은 그 스포츠급 타이어보다 길다라는 그런 부분이 되겠지요 어, 내구성과 그립 향상, 마일리지와 그립력을 적절히 잡고 있는 것이 바로 2CT 타이어입니다. 2CT 타이어란 센터 부분과 사이드 부분의 compound를 서로 다르게 하여 주로 많이 사용하는 센터 부분은 비교적 딱딱한 재질의 compound를 비교적 접지력이 많이 필요한 사이드 부분에는 부드러운 compound를 사용을 해서 마일리지를 어느 정도 확보하고 그립력을 확보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그런 타이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진할 때는 이제 compound 센터 부분을 많이 사용하겠지만 스포츠 주행할 때 가쪽에 뱅킹 각을 주면서 주행을 하게 되면 타이어 사이드 쪽을 많이 사용하게 되겠죠 사이드 쪽은 아무래도 접지 면적이 센터 부분보다는 적기 때문에 그립력이 좋은 부드러운 재질의 compound를 사용하게 되겠고요 센터 부분에는 비교적 딱딱한 재질의 compound를 사용을 해서 마일리지를 늘리겠다라는 뭐 그런 꿰물 꼼수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기술을 사용했는 게 2CT 타이어입니다. 자 그러면 나에게 가장 잘 맞는 타이어가 무엇일까요? 피렐리 타이어로 예로 들겠습니다. 나는 임도를 주로 타고 포장도로는 뭐 임도까지 이동하는 거리 정도만 운행한다 라고 하신다면은 스콜피온 트레일 같은 dual 타이어 그리고 나는 임도는 전혀 타지 않아 하지만 아스팔트 포장되어 있는 도로를 운행하지만 주행 거리가 길어 투어를 주로 다닌다 그렇다시면 그렇다고 그렇 그러하시다면 엔젤 GT 어, 나는 투어는 잘 다니지 않아 하지만 적당한 마일리지와 적당한 퍼포먼스가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신다면 로쏘 로쏘 가지고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라고 보시면은 그 위에 스포츠급인 로쏘 코르사를 보시면 되겠고요 아니야 나는 좀 더 하드코어하게 타길 원해 나는 코너를 많이 탈 거야 라고 생각하신다면은 semi slick 타이어급인 슈퍼 코르사를 타시면 되겠습니다 각각 단점이 있는데요 가격도 가격이지만 타이어 내구성은 접지력과 반비례한다는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 본인의 주행 패턴이나 성향에 따라서 어, 선택하시면 되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건 뭐 제 생각을 강요하거나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타이어 같은 경우에 성능이 높을수록 그, 그 트랙션이나 마찰력이 확보가 많이 되어 있잖아요 사고라던가 갑작스러운 돌발 상황에 대비하기가 굉장히 그립이 높은 타이어일수록 굉장히 우수합니다. 어, 타이어 접지력이나 그러니까 고성능 타이어일수록 받아낼 수 있는 부하가 큽니다. 예를 들자면은 급가속했을 때 고출력의 그런 높은 출력을 받아낼 수 있는 높은 출력을 받아내고도 타이어의 슬립이 일어나지 않고요 그리고 강력한 제동력을 받더라도 쉽게 락이 걸리지 않는 그런 부분이 고성능 타이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타이어 성능이 높을수록 사고, 돌발 등의 대응이 수월하고요 안정적으로 트랙션을 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뭐 흔히들 보통 모 카페에서 제가 봤는데요 돈으로 살 수 있는 실력이라고 말씀하시던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이견을 가지고 있진 않습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실력이면 살 수 있으면 갖추는 게 좋겠죠. 타이어 빨 저런 타이어 끼면은 돼지목에 진주 목걸이 같아요. 낭비 낭비일 것 같아요. 가쪽도 써보지도 못하고 타이어 센터 다 돼서 딸른 게 너무 아까워요. 라고들 하시는데 문제가 무엇이냐면요. 센터 아깝고 센터가 아니지 가쪽 타이어 가쪽이 써보지 못한 가, 타이어 가쪽이 아깝다고 생각되실 수 있는데 타이어도 급이 있다고 말씀드렸다시피 직진만 하더라도 직진 그 코너를 안 타시고 직진 주행만 하신다고 하, 해본들 시내 주행 하시다 보면은 요즘에 뭐 돌발 상황들이 많잖아요 달리고 있는 도중에 택시가 승객을 태운다고 갑자기 안쪽 차선에서 가로질러서 내 앞에 오는 경우 아니면 골목길에서 김 여사가 도로를 합류한다고 들어왔는데 이게 바로 가로질러서 들어가 버린다던가 뭐 요런 돌발사항들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급브레이크를 그 잡았을 때 타이어가 받아줄 수 있는 제동력이 타이어 급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게 마찰력이 떨어지는 타이어일수록 그 받아낼 수 있는 제동력이 다르기 때문에 종이 한 장 차이로 사고가 나거나 안 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좋은 예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찰나의 순간에 작은 접지력 하나로 아슬아슬하게 사고를 피했던가 아니면 찰나의 순간에 그 접지력이 부족해서 타이어가 락이 나면서 슬립이 나고 그리고 또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작은 접지력 하나로 사고 회피 기동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전에 돈을 아끼시겠습니까? 저는 실력을 살 수 있다면 실력을 구매를 하겠습니다. 그 돈으로 사는 실력을 내 걸로 만들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